2020... 오... 아니네 2021년 1월 17일 17일 어니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, 컴백 기간이었어 기간이라서 좀 약간 여유한 그런 하루였는데 일정이 되게 어, 요즘에 들어서 약간 어, 얼마 전에는 정말 바쁘고 잠잘 시간도 별로 없, 없었는데 어, 요즘엔 되게 약간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컨디션 관리를 뭐 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어 뭐였죠? 어 일단 회사에 도착해서 어 먼저 그거였죠 식사를 <laughs> 했습니다 네 식사를 했고요 네 식사를 했는데 어음뭐뭘 뭐, 먹었나? 물만두 아 맞다 물만두 물만두 먹었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물만두를 먹었는데 아일랜드 때 냉장고에 있, 으면 무조건 제가 다 못, 먹었, 먹었잖아요 아, 먹었... 아,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제가 먹었어요 어, 그때 기억이 났는데 약간 제가 아일랜드 때 먹었던 거는 그냥 어, 어 이렇게 동그란 아, 그 만두에다가 아그 만두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넣고 전자레인지로 좀 그렇게 찜을 하다가 어 먹었어요 아 물 물도 넣고 물도 넣고 그냥 어 너무 뭐 따뜻하게 먹었는데 어 그게 좀 아니었어요 배달로 시켰으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시, 시, 식었어요 약간 좀 그런 마, 물만되었는데 그래도 만드는 다 좋아하니까 연습해 줄수 있는데 <laughs> 어, 만두를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만두를 진짜 맛있는 데서 먹,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네, 네 그리고 네, 그래서 먹다가 어, 약간 한 1시간, 2시간 정도 쉬었는데 그때 계속 게임을 하거나 유머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러다가 어 저랑 어 서는 어 서훈이 형이랑 어 시순이 형이랑 선우 형으로 같이 어 영어 수업을 받았는데 또 잘하고 싶어요 제이크 형처럼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엔지 여러분들한테 만나러 가서 요거를 아, 알았어요 이렇게 말은 멋있죠 되게 멋있어요 네,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아 막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다가 오늘은 네 녹음을 했어요 네 팬미팅 녹음을 했는데 한국을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랩을 도전을 이번에 좀 하니까 좀 기대해주세요 랩은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좀 약간 어, 발음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최대한 연습을 해서 어, 엔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멋있는 그런 모습을 네 끝나고 네, 지금 숙소에 돌아왔는데 방금 들어, 돌아왔어요 네, 근데 요즘에 되게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제가 뭔가 조금씩 선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뭔가 좀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뿌듯해요 약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그 첫 앨범 때는 약간 좀 기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<clears throat>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기간, 아, 그 시간도 있고 약간 되게 개인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아요 네, 좋고요 <laughs> 네, 그러, 그리고 어, 제가 <laughs> 제가 약간 하나 준비하고 있는 따라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기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약간 좀 커버보다 약간 좀 음, 취미로 약간 봤던 그런 안무가 있는데 그거를 또 좀 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기대해 줬으면,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되게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늘, 늘. 음. 되게 준비하는 게 많아요. 엔 t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어, 뿌듯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설렙니다. 너무 그렇게 <laughs> 제대로 말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되게 뭔가 할 게 많아서 오히려 더 좋아요 팍 빠지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기분도 좋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<laughs> 그고민좀 관리를 제가 해야죠 네 그래서 네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, 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, 많이 준비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팬미팅 때 어, 앵커넥트 때 직접 만나서 진짜 제대로 진짜 제가 제, 뭐, 제 멋있는 퍼포먼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2020 맞네 2021년 1월 17일 이렇게 끝 아 이거만 한 하고 싶은데 <laughs> 어, 작년에 작년에 1월 1월 달에 2012 2020년이었나 그때 막 외국인 연습생들끼리 그냥 롯데월드 아 아니네 경복궁 경복궁에 갔는데 그때 마, 먹었던 삼계탕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거를 어 내년에는 경복궁에 가서 직접 직접 막 음, 네 먹어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게 내년의 목표입니다. 저 목표. 네. 이상입니다. 네. 끝. 안녕. 또 만납시다.